나태야 가지 마. 서태 가지 말아봐. 서태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서태야, 떠나지 마. 사람들이 자꾸 너 없다고 뭐라 한다고. 하여튼. 바로 이렇날 음. 음. 건들지 말거라 주인 버트야 기운을 내 기운을 내라고 제발 기운을 내기운이아 근데 이 강아지 이, 가운데 있는 흰 개는 뭐니? <laughs> 날 버리고 가지 마. 됐지? 응? 날 버리고 가지 마. 됐지? 응? 까투야! 아, 아! 아, 콩댕이, 아! 아, 불주사 맞은 것 같아, 아! 야, 이씨! 아, 내 콩댕이. 졸라 아파. 이게, 흔히, 그래서 타투는, 타투는 잘, 안, 아와. 안, 아와. 는줄 알아? 귀찮아서, 아! 아! 귀찮아서, 아! 아! 아. 얘들아 너는 그러다가 애 깨면 진짜 얘네 혼나? 어? 얘들아 내말 듣고 있어? 얘네 그러다 애기 깨면 어떻게 할 거야? 오늘 왜 이렇게 맞고 다니냐고 몰라 애들이 오늘까지알카네 먹지? 목표로